없다고 말을 하면 나를 비웃겨 근데 나도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너 때문에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uh, 예뻐져라 예뻐져 너만 내게 빠져들 수 있게 예뻐져 예뻐져 uh, 예뻐져라 예뻐져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예뻐져 Yes 지금도 네 모습 자꾸 떠올라 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고 나를 비웃겨 근데 나도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너 때문에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uh, 예뻐져라 예뻐져 너만 내게 빠져들 수 있게 예뻐져 예뻐져 uh, 예뻐져라 예뻐져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예뻐져 Yes go Whoa! <laughs> 있다고 말을 하면 나를 비웃고 근데 나는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너 때문에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uh, 예뻐져라 예뻐져 너만 내게 빠져들 수 있게 예뻐져 예뻐져 uh, 예뻐져라 예뻐져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예뻐져 Yes go Yeah, bring you up. Yeah, come on. 몰랐어 너 때문에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uh, 예뻐져라 예뻐져 너만 내게 빠져들 수 있게 예뻐져 예뻐져 uh, 예뻐져라 예뻐져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예뻐져 Yes go